이제 배그 해봤고 했잖아 그러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게세명 정도 나와서 말고 다 잘할 수 있는 뭐 자신 있는 거 있어? 나는 좀 약간 카트에 좀 자신 있어 카트? 제 카트 하면 또 저죠 제가 레벨 제일 높을걸요? 아 나는 진짜 카트 못하는데 내가 딱 봤을 때 상해령이 제일 좋은 일단 가자. 상해령은 네. 다 못해. 카타로 가자. 뭘다 못해. 그냥 다 못해. 꼬꼬띵. 내가 오빠차 뽑아. 야, 너희 넘었어 뭐야 어 뭐야 아이 야, 야 진짜 니네 진짜 못한다 와 내가 목소리 오오 어, 이거 어아 어, 잠시만 누가 나 밀쳤어 어, 내가 밀쳤다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어디서 형님이 가는 앞길을 막어 어? 양마! 2등이죠? 아! 이그 귀여운 연속을 또잘했는 봤어? 이현숙을또 봤어? 아, 아 걸려 있어. 아. 오, 어, 뭐, 뭐, 뭐, 뭐. 뭐. 나 5등 됐어. 누구야? 솔직히 악마 누구야? 아, 자석으로 넘기는 뭐야 이거? 아, 장세빈이다 보인다 <laughs> 장세빈이다 다들, 다들, 다들. 이박진 중에 있는 거 많아. <laughs> 가정, <laughs> 가정이에요? 저 그림체 오랜만에 본다 아 알겠다 와, 와. 오. 아니야? 형 진짜 잘한다 설명 야 맞춰라 네. 아, 아이템 스피드 아니세요? 혜리 형이 스피드전을 좀 하네. 아, 내가 아이템 스피드전 1등 아니세요? 어, 1등, 2등, 3등? 4등, 4등, 4등? 어, 꼴등 누구지? 아이템전. 야, 아이템전 뭐 다섯 판 중에 네 판을 1등 했는데 지금. 스피드전 꼴등. 한 판 이겨놓고 지금 뭐. 한번 더 해? 물파이 없으면 안 돼. 한 번 더 해? 다음에 태웅이 오면또 한번 네. 아, 그때는 3대3 팀전으로 아, 하는 걸로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태웅이 오면 그때 한번 제대로 하고 오늘은 이만 돌아갑시다 네 재밌었다 재밌었다 재밌었다